그죠 마음을 쏟아도 돼. 그래야 새로운 감정을 채우는 기회도 생기는 거니까. 분명 쉽게 뛰고 쉽게 가라앉을 마음이었다. 감정은 쏟으면 고갈된다고 믿었으니까. 가시는 데까지 데려다 드릴게요. 작업실이 근처였네요 이렇게까지 가까운데 왜 여태 몰랐지?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그것도 그렇네요 근데 내 마음에 들어본다면서요 왜 아무것도 안 하지? 나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래요? 오늘 자기 전에 무조건 내 생각 날걸요? 오늘 우리가 두 번이나 왔으니까 남들보다 두 배는 더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게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매일 찾아올게요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성격이라면서요 잘 건널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요 처음 봤을 때랑 다른 사람 같네요. 요새 그런 소리 많이 듣네요. 책을 읽어서 그런가. 한 달에 두 권도 다 못 읽었으면서 맨날 책에 이름 써서 싸움만 놓잖아요. 언제 다 읽으려나. 저는 살면서 10년에 두 권도 제 의지로 읽어봤던 적이 없었어요. 10년에 두 권이요? 아니 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? 무시하면 안 되는데 나 책 진짜 많아요 그래도 나한테 관심은 있나 보네요 아니 그건 다 알아요 나한테 관심 있는 거를 사람들이 다 알아요? 아니 맨날 책에 이름 쓰고 그러는 거요 장난이에요 근데 많이 무거우셨나봐요. 나책 놓고 다녀도 된다 그래가지고. 저 여기서 들어가 볼게요. 왜요? 집 앞까지... 아, 천천히. 네, 그럼 먼저 들어가세요. 들어서 와 문자 남겨줘요. 걱정되니까. 네, 감사해요. 분위기 좋네요. 뭐, 놓고 뭐 가셨어요? 아니요. 책 좀 읽고 싶어서 가져가려고요. 근데 퇴근 안 하세요? <laughs> 같이 한잔 하실래요? 아, 아니요. 저 책만 챙겨서 갈 거예요. 아! 왜? 취했니? 아안 취했네 이렇게 다 쏟아 부으면 뭐 없잖아 이게 문제야 와형 어, 형, 아. 어, 그 형한테 관심 없는 사람을 좋아해 본 적 있나? 완전 있어 있어? 나, 나 없는데? <laughs> 부럽다 아니 이, 이유가 다 있어 잘 들어봐 응. 아예 집중해잘 들어봐 내가 누구한테 마음을 쏟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때 날 좋다고 하는 사람을 그냥 빵 만났어 내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랑은 히스토리가 없지 굉장히 빨리 쉽게 잊을 수가 있어 난 히스토리가 되게 많아 나 이번엔 그, 그게 잘 안돼 마음이 막 막 쏟아져 나오려고 그래 고백도 못해 축하도 못해 고백해 그냥 사장님이잖아 나는 고백 안해 뭐, 애인 때? 아니 지금 없는 거네 확 찌잖아 알았어 사랑에 빠졌어 그, 그거 봤구나? 영만아 응. 나 슬퍼 나 서림이 없이 어떻게 살지? 잊고 다 잊어버려 정선님 보고 싶다! 응. 그 처음엔 다 막 없으면 어떻게 살지 없으면 어떻게 살지 이러다가 너 너무 잘 살아 응 내가 아는 선임이도 있어 근데 걔, 걔는 아니잖아 걔인데? 정선이? 다시 말해봐 내가 내가 아는 정 쓰지 말라고? 응 음. 미쳤네 미쳤어 잠깐 형나 술이 술 진짜 너무 확 깬다 정설임은 아니지 눈, 눈이 완전 개구리네 어, 개구리 너무 불쌍한 거 같지 않니? 어, 미, 미쳤나봐 진짜 형 수청 어, 만취했어? 개굴개 아기 전자 며느리 누가 줬다 둘이 어제 술 마셨어요? 뭐? 오픈한 시간 전이에요. 영건 오빠 출근해야 된다고 먼저 갔어요. 사장님도 집 다녀오세요. 좀 안돼! 보세요 보세요 불붙여! 아야 진짜 고생 많았다. 아. 야 튜토리얼 완성하면 같이 축하합니다. 오케이. 튜토리얼 완성을 축하합니다. 튜토리얼은 새로운 게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작법을 설명한다. 스킵해도 되지만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기도 하고 보상도 준다. 그런 게 늘 현실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. 최근에서야 깨달은 건 사람들은 이미 tutorial을 읽고 quest를 달성하고 있었다는 것이다. 미뤄왔던 시간들이 아쉬워서 나는 오늘도 이곳에서 오롯한 시간을 보낸다. 벌써 몇 번째죠? 글쎄, 한 열 번쯤 된 것 같은데. 보고만 있을 거예요? 이러다 영영 못 읽을 게텐대 조금만 기다려봐 계산해 주세요 드디어 마음 먼 거예요? 네. 안 읽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읽고 후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.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. 꼭 다 읽어봐요. 감사합니다. 드디어 사갔다고 하더라고요. 잘 됐네요. 도담 언니 걱정 많이 했는데 이걸 계기로 동생이랑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저도 그림 씨랑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또 걸으면 되니까 들어가세요. 저영관씨 골목길이 좀 무서워서 그런데 집 앞까지 내려... 왔 집이 머네요. 이제 거의 다 왔는데. 얼마 더 가야 돼요? 여기 다 왔어요. 진짜 멀다. 매일 이렇게 혼자 다녔어요? 이제 서림이 마지막 그리고 새 출발을 위한 축하 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. 자 이제 이제부터 일어나서 한마디씩 서림일 때 rolling paper 개념으로 해주는 걸로 진짜 마지막이네? 근데 서림이 없어도 이 서점이 유지가 되나? 그러게 그건 좀 궁금하네 여기 없어지면 곤란한데 여러분 여기 원래 제 서점입니다만 허림이가 실세잖아. 요 주말엔 이제가 와서 근무하기로 했어요. 진짜로? 너 왜 언니한테 말 안 했어? 주말부터 근무하기로 했어. 아 그리고 그 언니 하는 동화책 모임도 같이 할 거야. 진, 진짜로? 야! <laughs> 근데 어째 이제가 근무한다고 하니까 다들 안심하는 분위기다. 자, 건배나 합시다. 애기는 이걸로 짜네? 자, 건배산 누가 할까요? 연장자죠. 아, 나 서림이니까 하는 거야. 다른 데서 시키지 마. 오케이. 서림이 덕에 오롯한 시간이었습니다. 합격 축하해! 축하합니다! <laughs> 함께라서 즐거웠고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. 널 더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너에게 다가갈 수 있어서 좋았다. 그리고 이제는 함께 채워나갈 수 있음에 행복하다. 결국 우리는 각자의 방식대로 나아가고 있었다. 어떻게 나만 너를 두르는 걸까 What is love? 확신했는데 이번에 또 헷갈려 낯선 감정 oh. 4번 손님 계세요. 혹시 몇 번? 아, 제가 14번입니다. 네, 들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한 번에 알아듣는 새끼들이 없는 게 씨. 아, 네, 잠시만 기다리세요.